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평안 평안 평안 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땅이 주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 さあ